진짜 오랜만에 한다 그지? 굉장히 아 이제 들어오네요 안녕 안녕자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가 댕냥스쿨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굉장히 가깝네요 <laughs> 자 여기 저희는 지금 네, 숙소에 있고요 아, 음. 저희가 오늘 또 냉양 스쿨이기 때문에 또 맛있는 어떤 음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어, 자 저희가 이게 저번에 아주 옛날에 재작년인가 작년이죠. 작년에 팬케이크를 한번 똑같은 여기 숙소 부엌에서 만들었었는데 네. 오늘에는 아 오늘은 수플레 팬케이크죠. 우리 믹스가 이렇게 레시피를 찾아줘가지고 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한번 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 약간 어, 원래 이제 계획대로 잘 이제 할 건데요. 어 이제 믹서가 없어서 아, 저희는 이제 손으로 해야 합니다. <laughs> 이게 믹서가 갑자기 오늘 고장 나가지고 네, 진짜 어쩔 수 없어. 갑자기 오 믹서가 고장 났어. 그래서 <laughs> 이걸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음, 괜찮아요. 저희는 등양 스쿨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 Yeah. 자 그러면 먼저 네, 재료들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Yep. 자 여기 밑에는 어자 잠깐 일단 이렇게 하고 네. 아니 아예 내가 이렇게 해서 나 이거 항상 할 때마다 떨려. 안녕. 잠깐만. 그 위로 하게? 어. 그 바로 내리면 저쪽 보이면 안 오케이. 되니까 어, 그렇게 어, 그렇게 해야 돼. 시시 나왔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 저희는 이제 이제 설탕 준비했고요. 오 페퍼스 플라워 그리고 블루베리 이따가 그 데코 데코레이션용 데코레이션 예, 식초 그리고 어, 베스트폴 오일 오일 계란 예, 계란 계란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계란이랑 또 이것도 혹시나 이제 계란 넣을 때 그 노란장 그리고 에그 화이트 네. 볼도 있고 이것도 이제 그 뭐지 메슈링 컵 메슈링 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우유도 네. 있고 매표 시럽이랑 휘핑크림. 네. 네 좋습니다. 자, 이거만 필요하면 돼요. 우리 재료 소개를 마쳤으니까 한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자. 근데 이것도 처음이라서 저는 레시피를 썼어요. <laughs> 그래서 혹시나 네, 제대로 해보고 저도 아까 렉스가 보내준 영상을 한번 또 훑어보고 왔습니다. y e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y 네. 자, 저는 이렇게 비닐 장갑을 꼈고요. 여기요. 네. 처음에 이제 그 이거 가루랑 설탕이랑 이 노른자를 또 따로 맞아요. 분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노란자 먼저. 노른자 먼저. 그래서 계란 있잖아요. 응. 계란을 꺼내고 이건 한동작인데 테크닉 있어요. 음. 이제 계란을 그 노란자랑 음. 분리를 해야 되죠. 분리를 해야 되니까. 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아 그렇게? 우와 우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

해봐 모이 잘하는데? 잠깐만 오 쉬워? 되게 쉬워 어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오케이오 어, 꺼냈지? 꺼냈지? 오 꺼냈어 꺼냈어 꺼냈어 꺼냈지? 오케이 꺼냈어 자. 근데 이거 가루가 들어가진 않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laughs> 또 여기다 어 그치 그치 살살 살살 놓고 그치 그치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하고 흰 자만 따로 분리를 해준 거예요. 그 노란 자만. 좋아요. 여기다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 노란 자 여기다 넣는. 여기다. 오케이. 우산. 그 뭐지? 어 우산은 거기다 넣고. 이거 아, 빼야 되나? 이거 어, 뺄래? 아니야. 어 근데 노래도 터졌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쩔 수 하나 더. 어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보냈죠 음, 찬영한테 들었어 오 빼고 빼고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 노란자는 이거 필요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놓을게요 음. 아이 노른자는 필요가 없고 아, 네, 두 개만 필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빼고 이렇게 그리고 한 컵 그 뭐지? 아 이거 빼도 되지 이거. 빼도 돼, 빼도 돼. 아, 한그 커플. 오케이. 여기 있고 음. 이거를 두 번 우유를 여기다 따. 이거 풀로 해서? 어, 풀. 잠깐 이거 하기 전에 나 스테이 댓글 한번 보고 싶어서 오케이. 폰을 가져올게.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있고 음, 와우 이렇게 처음으로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자 우유는 승민이 할 거고 2 teaspoons of vegetable oil into the bowl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티스푼으로 두 번베스트 e t a b l 그 기름 카놀라 오일이 어디 있지? 카놀라 카놀라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사실 이거 빼야 돼. 됐고. 오케이. 아니 방금 그 한이가 냉장고에 먹고 싶은 음료수가 있는데 지금 <laughs> 자기가 들어가 그 들어갈 수 없어. 네, 그래서 상태에서. 상태가 네, 그래서 제가 대신 주고 왔습니다. 예. 속삭거리는 사람은 한입니다. <laughs> 음. 오케이. 영양스쿨 오늘은 성공하자. 그래. 오늘 네, 성공합시다. 분리하는 건 힘들 텐데 닉스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처음이라 좀 긴장하는데 할 자신도 있고 원래 그냥 해봅시다. 아 뭐였지? 아, okay, two t a b l e s p 1 0초 인글레디아. 오케이. 음, 오케이. 여기로 시다 이거 우유 여기다가 넣는다고 했지? 야,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이렇게 넣고 우유. 우유. 오케이. 우유 이거 두 번? 어. 한 번. 두 번. 이봐. 나이스. 네, 창빈이 형이 옆에서 맛있게 네, 샌드위치를 먹고 있네요. 오케이. 이제 계란을 넣고 계란을 노른자? Yep. Okay. 감사합니다. 네, 아. 음, 다 넣었는데 이 어. 일단 아니면 혹시 그 삼각대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냥 앞에다가 고정을 시켜놓을까? 어떻게? 내가 한번 세팅을 해볼게. 이렇게 다 피고 잠시만요 여러분 카메라 세팅 좀 해볼게요 계란 하나 더 넣어야겠다 이게 아, 계란 끝까지 다 나와가지고 와. 오케이 오케이 들어나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안 늘어났군요 오 오케이 미안하다 됐다 오케이 됐습니다 아주 완벽한 각도죠 좋습니다 자 요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건 뭐죠?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그냥 이거만 냉장고에 넣어도 돼? 오케이 어, 어, 어. 현진이 어. 이거 어머니들 보내주고 현진이 지나가는 모습 헤이 피어리 어! 야 어, 고기 현진이가 고기 사왔네 이거를 몇 번을 줘야 되지? 이거를 계속 하다가 나 아, 이제 뽕을 나오잖아 네. 어, 잠깐만 조금 기대로 있어 계속해 응 나올 때까지 저해야 된다고. 뭐만 들어? 우리 오늘 스플레 팬케이크. 어우. 소코야. 먹어볼래? 이따가. 나도 영상 많이 봤는데. 먹고 싶으면 와. 시식해줄게. 시식할 수 있게 해줄게.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바닐라 엑스트랙트 여기 있다. 여기다 어, 그 정도. 오, 되게 빠르겠는데? 몰라. 아 미니가는 그 뭐지? 식초는 이따가 그이그 그 뭐지? 에그와이트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아 이게 안떼죠 냉양스쿨은 이게 안떼 참 메뉴가 보를 이거 어떻죠 어, 네, 예, 되죠. 그렇죠. 이거 그냥 이렇게 뜨는 거 아닌가? 그냥 터뜨린 거 그냥 그냥 근데 그건 좀힘린건 뭐지? 그냥 뚫린 건가 봐. 어, 와, 수박 세 통이나 보내주셨 그냥 뚫린 것 같은데. 그냥 뚫려. 어, 뚫려. 와, 근데 어, 어, 예스. 어, 괜찮 물티슈. 물티슈? 어, 있어. 여기, 어. 예. 바닐라. 뭐라 그러지? vanilla extract. 오케이. 예. 예. 자, 믹스해. 믹스해줘. 믹스. 믹스 믹스. 야, 이게 갈색 그리고 조금 거 갈색 나올 까지끝에 믹스하면서 도와줘. 아니 너네 너는 신경 쓰지 마. 바스르샤고 맛있어? 어바스르 그대로? 인고가 뭐 만들어? 우리 수플레 팬케이크 자 끝? 잠깐 스탑 스틸링 네. 팬케이크? 수플레 수플레 어. 팬케이크 수플링 어와 이거 이렇게 아 완전 그 입자가 완전 작게 만들었나? 어 맛있겠다. 아직 몰라. 이거, 이거 처음 해봐서. 과일 분이 있었어. 자 해봐. 믹스. 오케이. 아 이제 여기서 젓는 게 힘들구나. 응. 네, 힘들어져. 넣을수록. 네, <laughs> 한번 더 볼게. 응. 전도복숭아, 전도복숭아. 음. 어. 아더큰거 있는데 아왜큰걸안 썼지? 아 몰라 오 어, 카메라 감독님 잘하시네요 아, 열일하시네 뭐 좀 하시는데? 감이 뭐 오케이 믹스 아, 아, 오 좋아 좋아 이게 좋아. 갈수록 되게 걸쭉해진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지고 있어 오케이 승민아 모자는 요리 요리 모자야? 어 제빵 제빵왕 제 거만 김승민. 아, 제발. 아, 네. 그래. 네, 네. 어. 근데 이거 천 번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 믹서기가 고장 나가지고 진짜 돌리게? 어. 어. 우리가 해야 돼 수제로 하고 있다. 왜 누가 줬을까? 자, 다시 할게.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언제 다해? <laughs> 몰라 V앱 한 3시간 하겠는데 V앱 3시간? 아 안돼 안돼 오 좋아 음플 조금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78이 아, 아프기 시작했다 내가 내가 할게 아니야 이거를 천 번 돌려? 모르겠어. 이거 천 번 돌리는 거 아니야 흰자를? 천번 이거 노른자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아니 아, 이거 흰자를 내가 알기론 그거 아니냐? 나 잘 모르긴 하는데 아니 흰자 말고 눈동자 네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흰자 말고 머랭 머랭 만들 때 말고 어, 이제 그만 자자 맞죠? 밀가루 반죽은 많이 안 넣어. 나는 정적이라도 이거 정적도 안 흐른다. 야. 어, 야, 야, 너 이거 돌리는 너이 또 이거 돌리는 거에 힘을 다 써야 돼. 너 지금 이거 너 이거 진짜 너 진짜 큰일이 다 씁니다. 어, 이 정도 나오 그거 있지 않아? 그 부담났대 아, 아. 힘들면 말해줘. 우리 안마 그거라도 빌려줘야 되나? 마사지건 빌려줘? 너 이거 음. 갑니다. 아 이거 찍는데 오케이 다 되면 다 아, 불러 오케이 이거는 어, 다 됐어 다 됐다 이거는 이거 된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여기다 줬나? 이거? 어 이거 어 어, 어, 어 맞아 맞아 오케이 다 됐고 너무했다 그 승민아 내 휴대폰에 인스트럭션 써있거든? 어 이거 비밀번호를 내가 몰라 너 페이스 아이디 돼? 되지 부럽다 록스로 가면 나 고장났는데 자 했고 and 3 egg whites and 1 teaspoon vinegar and mix egg whites를 스밍 포이 그리고 그 다음에 식초 식초 1 teaspoon 포인트는 여기 있다. 이걸 잠깐 시작. 이걸로? 어 이걸로 이걸로 아 먼지 10초 이거 엄청 크다 어 너무 큰데? 이걸 열어야지 아 이게 작은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심히 오 식초 식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한 스푼? 어 나이스 한 스푼? 이제 믹스하면 돼 어. 이게 힘들 거야 이제 해야 돼 내가 할게 이거를 계속 넣는 거야? 어 아니 믹서 있으면 이게 한, 한 번에 끝나거든? 어. 어 보이지 보 그 설탕 있지? 어. 설탕 있지? 어, 그, 잡아. 그리고 조금씩 넣으면 돼. 오케이. 지금, 어. 이렇게? 이걸 어. 다 넣어? 아,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 넣고, 내가 스타트 해줄게. 계속, 계속. 오, 오, 오, 오. 그냥, 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계속, 더, 더, 더, 더. 오케이. 스탑. 형 먹을래? 아, 보이지 보이지 승민아 형 먹을래? 오 예스 먹을래? 어, 어. 아, 와우 워터멜론 이야 오 너무 힘이 안 받네 연습을 나 옆에서 구경할래 그래? 나 냉면 스쿨 나와보고 싶었어 아, 진짜? <laughs> 어 어, 오늘 너무 열심히 했어. 나 해볼게. 네, 내가 잡아줄게. 아, 완전 많이 넣는구나. 네, 이거 하고요. 이거 믹서 진짜 필요한데. 나 머랭 만들어 봤거든? 머랭? 진짜 장난 안끼고 계속 해야 되잖아. 아, 진짜. 아, 믹서 안, 아, 고장 안 났어. 그거 왜 고장 났어, 갑자기? 안 그냥 몰라 그냥 안, 갑자기 안 된 거야 저번에 됐었는데 어휴. 아 정말 아나 씨 때문에 이따가 먹게 그러야 내가 해줄게 음. 아 믹서 진짜 필요한데 나 스테이가 내 오늘 밀가루 끼었대 아, 이거 언제까지 해? 아. 아, 나씨 때문에 이따 먹게. 아, 맞아. 네, 댓글 한번 읽어볼래? 어. 음, 내가 너네 거 읽어줄게. 오늘의 TMI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녁을 우형이랑 같이 시켜서 먹었어. 누가 없어? 그거 샌드위치. 형이 형이 먼저 저녁 먹었냐고. 그 넣어줄 수 네. 있어. 그 잠깐? 어, 다 그냥 그냥 불맛. 아? 아. 이거 언제까지 해? 어. 어. 그렇게 하면 빠르더라. 기울여서 아, 오, 땡. 나 한번 해봤었어. 꿀팁. 이거 어씨. 다른 거 미리 해놓을 거 없나? 믹스 화이팅. 고마워요. 김면 받네. 이 팔이 너무 약. 와. 승민아 긴팔 안 더워? 덥지. 아, 아 이거 젖기 시작하니까 막. 땀나. 시작하긴 했는데. 이거. 이게 믹서가 아 믹서가 진짜 필요해요. 아. 믹서. 얘들아 내일 드림 콘서트 기대할게. 아 두콘. 우리 차트콘이야. 맞아요. 맞아요. 네, 차트콘이 엄청 기대 중이에요. 근데 이거 두콘 가기 전에 끝날려나 모르겠네. <laughs> 아니 내가 끝데 가져가. 가져가서 계속 돌리고 잠깐 집 돌려갖고 죽고. 아, 나의 믹서. 안될 것 같은데. 승민아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롤 티어 높아? 아 제가 제일 높죠. 아 예. 어. 다 지가 제일 잘한데. 네, 롤은 아 다른 사람도 롤 자기가 제일 잘한데. <laughs> 근데 나 롤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그런가요? 락는 요즘 게임 뭐해? 게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맞아 여기 요즘 게임 잘안 하더라. 네 컴퓨터 앞에 항상 상빈이 민이형 앞에 있어. 상빈이 <laughs> 형이랑 둘이 롤 하잖아. 맞아 맞아. 음. 내게 네. 오늘 승민이 한쪽면 까맣게 뭐, 생겼대. 맞아요. 아니 이게 너 네. 생기지? 사흘째 안 사라져 그지? 어. 아니 나도 나 진짜 한번 붙잖아? 그러면 오른쪽 눈이 아 귀여워 아가빵 안돼 오! 어, 거의 봤어? 응 음. 뭐야? 모플렛 팬케이크인데 이게 흰자를 한 천 번 정도 전해야 되고 이번에 어, 결속하긴 잘해. 아까 전화하는 것도 끝냈어. 소리가 안 된다. 잠깐 하고 있어. 아. 야, 다 된 것 같아. 건강어. 아, 봐봐. 아니 한 타임이야. 이거 이렇게 딱 했을 때 안 떨어져 야 돼. 했을 게 오, 오. 살짝 더 넣는 구나 맛있겠다. 오. 와 어, 진짜 잘한다. 내가 인간 믹서 이, 거 뭐야? 진짜 잘잘하 되겠다. 나 지금 운동 중이야. 아, 아 진짜. 어 계속 해야 돼. 야 근데 너네 거의 다 한 거 같은데? 야 얘는 앉아. 거의 다 하고 있어. 어, 거의 다 됐어. 나 진짜 집에서 이거 만들다가 진짜 팔 떨어질 뻔했어. <laughs> 오, 뭐야 뭐야. 어, 안 오늘 올라데 응. 형도 이런 거 잘하지. 어. 거의 다 됐어. 알겠어. 나 먹어볼래.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을까? 아나 힘이 없다 진짜 <laughs> 맛있어 보인다. 어? 어? 나 오른쪽이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의 머, 머랭 만나 어 잘. 나 늘고 있다 우와. 아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게 왜 졌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어, 잘 들고 있어. 이렇게 나와 신이 정도 넣으면 이게 그 뭐지? 좀 더 플러피하게? 플러피 넣을 수 있어 예 보들보들. 보자. 잠깐만. 보자. 그 뒤집어서 안 떨어지면 되는 어, 거야. 아이 뭐야. 어? 오! 아 떨어지네 아직. 아. 아직 아직까지 건 해야 돼. 정말 몇 번을 줘야 되는 거야? 촉촉해. 하면 안 되는 아 믹서 얼마나 누가 야 뭐야 달 달고 나서 아니 뭐야 달고 나서 어 달고 나서 그거 어, 달고 나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될까? 아, 근데 너무 이쁘다. 네, 한 10초만 더. 너무 뽀얘. 굉장지 이. 그래서 내가 쿡, 그 뭐지? 그 믹서를 다시 샀어. 휘퍼를 두 손으로 잡고 불 지피듯이 비벼봐봐. 머랭 빨리 쳐진다.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나 잡아줄게.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느낌 이렇게 해야 되나? 나 되는 건가 이거? 이게 이게 되는 거고? 많이 좋았으니까 한번 셀카 모드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셀카 모드도 했어? 와나 이거 떨리는데 아, 할수 있어 오케이 됐다. 자 안녕 이게 되게 선명하 나왔다 이해나 너 사막여우지? 어? 너 사막여우지? 응 그러면 백냥 <laughs> 오 뭐야 오오 백냥... 속도가 미쳤어 저게 이제 한 10초 더 가고 멈출 것 같은데 와 빠르시네요 백냥 오. 백냥 사족 백냥 사족 대비야 백냥 사족

쓸수 없이 그냥 그야 되나?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한 이렇게 기울였을 때 살짝 아, 흐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다 안 떨어질 때까지 해야 된대요 야 그러면 이거 하자 야, 한 명씩 돌려가면서 하자 너 네. 최대로 하고 그 간다 나한테 바톤 터치 설정 해놓을게 나한테 바톤 터치 좋아 너 완전 체력이 다 되면 나 보내줘 릴레이 젓기 <clears throat> 할 수 있다 아가빵 왼쪽으로 와. 그래. 이제. 예. 아, 빨리. 여기 긁어. <laughs> 오, 야, 이제 근데 거의 다된것 같아. 야, 현준아! 하나, 돌려! 아, 아, 진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이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다. 진짜 빠르다. 난 여기까지. 릴레이. 오, <laughs> 오 어, 어, 이게. 오우야. 어, 근데 약간 우리 철분도 같이 먹을 것 같지 않아? <laughs> 오 승리는 낫지 근데 살짝 무서워 나, 거기 거기 있어 나이가 튀어나올 오야야야 이 정도 되고 아. 있는 것 같은데? 된거 같은데. 오. 오, 어, 어, 어, 뭐야,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야, 연자, 연자, 연자. 연자, 연자. 된거 같아. 이 정도면 된거 같아. 오케이.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봐. 됐는데? 오, 뭐야. 오, 오,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와,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덥다. 오케이. 자, 네. 빼고. 잠깐 내려주세요. 자, 음, 잠깐 뽑아서. 내일 단체로 무대할 때 팔에 알배기는 거 아니니? 네. 우리 내일 단체로 그래요? 오른쪽 손만 안 올라가면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된거 맞아요. 오케이. 맞을 거예요. 믹스 이것도 믹스 해야 돼. 된 거 같아. 그지. 음. 어 예스 예스 어른빵. 그것도 저. 갑자기 어른빵 됐어. 아 아닌 거 같은데. 와 뭐야? 9.1%점 자. 이렇게 쳐. 아. 이것도 똑같이. 야, 얘는. 어, 근데 막, 화면에 아, 팔이 꽉 차네. 야, 아, 이거 너무 꽉 찬다, 이거. 힘들지 않아? 편하게, 와, 얘니. 오케이. 이야. 놓을게. 손에 놓을게. 응. 아, 이걸 이렇게 넣는 거야? 응, 조금씩. 이, 이. 어. 그냥 이거를 거기다 부을까? 그럴까?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사는 게좀 저것 같아. 왜냐면 조금씩 해야 된다고 아, 해서 조금씩. 아, 조금씩 해야 돼? 어. 그러면 나 근데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나 그 수플레 팬케이 그거 아니야? 통통한 어, 팬케이어 맞아 맞아 맞아. 우와! 아, 진짜 되게 먹어보 올려 주세요. 야. 이 정도면 잘 되고 것 같은데. 어, 맛있겠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색깔이 굉장히 노릇노릇하고 되게 먹음직스러워졌습니다. 아 네. 네, 해줄까? 아 제가 카메라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아, 내가 해줄게. 이거 더넣어 어, 어, 잠깐만. 됐다. 하고 요렇게 하면 되지롱.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안 떨어져요 여러분. 와우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넣어주세요 어 들어가 땡큐 오케이 다 써야 돼다 써야 돼 이렇게 나이스 얼른 구워버리고 싶다 그니까 나 굽는 거 빨리 보고 굽는 거 빨리 보고 싶어 이것도 한번 담글까? 이제 다 했으니까 그거 이것도 다 써? 이것도 다? 응, 다 혹시나 더 안 긁어져 아, 안 긁어져? 어. 예. Yeah. 어 됐다 그치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어, 손 지시 하나 줄게 됐다 이건 안녕 이거 근데 은근 은근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안녕 Hey Han, come here. 왔어? 어머. 어, 어. No? No, 어, it's okay, man. 내 믹스 조금. I'm okay. 아, okay, baby. 난 여기서 너희들을 위해 춤을 춰고 있을게. 이거 저으면 안 된대. 저으면 안 된대 이거. 머랭이 다 꺼진대. 어? 어? 머랭 다시 키면 안 돼? 주걱주걱으로 속하세요. 아, 네. 머랭 꺼져요. 아무도 안 들은 걸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내 스테이는 들었을 거야. 그게 비비기만 해야 된다. 비비기만. 그런가? 그래 이러면 점점 머랭이 꺼진대 이렇게 아. 괜찮아요. 근데 원래 등양스쿨은 망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 아, 아 그런 맛이 또 있나요? 이때까 성공한 적이 없나? 아, 성공한 적 없습니다. 맛있겠다. 그래. 잠깐만 잠깐만. 그치? 그런가? 그러니까. 아, 현진아 수박 넣거냐 음. 어 어머니가 갖다 주셨어. 아 현, 진아 어머니 왜냐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 <laughs> 그래, 저, 저, 저. 근데, 저, 저, 괜찮아. 한번, 한번, 이대로. 그러면. 네, 일단, 해볼까? 해보, 해보자. 아 근데 이게 드르륵 하면서 그대로 음 아니 괜찮아 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맛있어 맞아 그래도 맛있는 흐름 나오잖아 기다봐 이렇게 맛있는 재료만 넣어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수프레보다 어 수프레보다 수플래시인데 수플래시 수샷 집안 먹으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응? 사 먹어 응어 <laughs> 너무 맛있다 한국니까 만들 때 내가 만들어달라고? Too much Too much 한이 재료로 넣어야 되나? 네. 예 y e a h 아! 오케고 모자가 멋지네요 김승민 셰프님 네 제빵왕 김승민입니다 <laughs> 데코는 혹시 뭘로 하실 건가요? 데코요? 아 데코는 코로 하겠습니다 네 장난이고 데코는 저기 블루베리용 아까 그 데코용 블루베리 네, 사왔기 네, 때문에 네, 네 블루베리로 코로 하게, 코로 하게 됩니다 오오 어, 어, 안돼 Who made a mess? 오케이 얘들아 나 우선님 오나 아주빵을 찾러 갑니다. 와 되게 너 스스로 아주빵이라고 하니까 아주 귀엽구만. 귀여워. 이건 아주빵. 귀여워. 아, 내가 내일 너 쪄버려가지고 먹어버릴 거야. 아 맞아 그거 밑에 뚫어야 되지. 응. 그래서 어 가위 아 네. 어 가위 줄수 있어. 용복 천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맞아. 네, 이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막 엄청 야너 지식인 같다 잠깐 고불 켜놨어? 저러다 엎으면 레전드 형님들 저 잡니다 응 잘자 우리 예니 우리 예니 잘자 키 커야 하기 때문에 잘게요 야 자지 하면 안커 우리가 너무 근데 양쪽에 자면 수선된다 어그 플러스가 없어졌어 여러분 저희가 너무 세게 저어서 그 그러면 우리에게 어, 그러네. 방법이 하나 있지. 네, 있어. 우리가 1년 전에 사놓고 <laughs> 쓰지 않은 야 우리 다시 이거 계란 후라이용 아니었어? 이게 그 팬케이크랑 계란 후라이용인데 그치? 야. 내가 오늘 생각한 게 만약에 이게 그 되게 어, 그 아이폰 11 같아. <laughs> 그러면 이걸 치우 해보세요. 카메라 <laughs> 하나 둘셋 봐봐 내 거 봐봐 어. 내 거에다 이거 붙이면 아이폰 11 지금 <laughs> 아이폰 11 누르면 여기다가 써. 이거를 누구인가. 어, 근데 아직 그 아직 안 뜨거워요. 이게 너무 슬퍼 보여. 네, 이게 원래 굳어야 되는데 약간 몰캉몰캉하게 굳어야 되는데 몰캉몰캉. 이게 지금 되게 물렁물렁해져가지고 그냥 옛날에 사놓은 그 팬케이크용 프라이팬 위에다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드는 걸로 할게요. 네. 등양스쿨 두 번째 팬케이크 기, 기, 기, 기름 부었지? 기름 안 부었어요 아 원래 안 부어?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아니 예. 아니 아니 저쪽에 아 뿌렸는데 여기를 깜빡했어 아 괜찮아 아저 아했 아씨 아, 오케이 아, 아, 이거 살짝 부으면 괜찮을 거야 아 이게 댓글이 아니 댓글 보고 우리 알아 차라 정신 네. 차려야 돼 이게 백년스쿨 <laughs>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저지르고 나서 <laughs> 댓글을 확인하게 되네요 아 오늘은 꼭 용복이랑 잘하고 싶었는데 아, 괜찮아요 아니, 처음이라서 그럴 수 네, 있어요 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야 우리 샤... 믹서도 없었는데 그래 그래 어. 처음이라서다 어, 네, 처음이라서다 뚝뚝 가사 모르죠? 가사 이거 버려도 돼 긁어 먹자. 아, 원래 원래 그 볶음밥도 긁어 먹는 게 맛있는 거고. 맞아요. 그 밑에 눌러붙은 게 맛있는 거예요. 아 원래 그 볶음밥도 어. 눌러붙은 게 맛있어. 여러분 그러면 머랭부터 다시 치는 건데. 네, 일단 일단 보고. 네 여러분 오늘 잘 볶음밥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버블이 나오잖아. 다음에 한번. 근데 보고. 이게 뒤집어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기름. 그치. 근데 현진이 시식도 아야 오늘. 어, 나 시식 당이자 여러분들의 해설위원 황윤진입니다. 아 역시 너무 세다. 역시 그치. 불이 너무 셉니다 여러분. 줄일게요. 잠깐 잠깐만. 불 약하게 하시고.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거 어떻게 뒤집어? 그니까 기름이 없어. 기름을 안 부었어. 그래 이거 남은 거 많으니까 다시 할까 이거? 어 좋아 닦고 그때 네, 보지 마세요 <laughs> 화면 화면 조정 중입니다 보지 마세요 아, 빨리 빨리 빨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화면 조정 중에 저는 화면 조정 중에 화를 맡고 있는 황현진입니다 어. 어, 혹시 한 미호님 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나 뒷모습만 나아 뒷모습만 나와주셔도 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스테이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안녕하세요. 잘생긴 얼굴 보여줘. 아, 나너 너꼬발 마. 뒤에 배경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아, 오케이. 네. 화면 조정 중 조정 중입니다. 따라라라. 짜. 따라라라라. 짜. 따라라라라. 따라. 따라라라라. 라라라라야 옆으로 가니 고개 한 돌려봐. 이렇게. 어? 위에서 어, 다시 잡아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선진아 오늘따라 인정 맞다. <laughs> 정신 차려. 너 내 거 해라. 음, 나 잠깐 잠깐 배송 형 화면 좀 끝났어? 아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도망간다. 하나 자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나와. 나? 너 나쁘지 않아 지금. 나? 응. 아, 아, 왜? 왜? 왜? 아 왜? 아, 설마 말로 못하는 아아아 여러분 여러분 여기 큰괴물 있어요. 초록색 괴물이 바로 깜짝 놀랐어. 초록색 괴물이 나시만 있고. 필요 없고 망했어. 아 맛있게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괜찮아 우리에게는 필릭스 셰프님과 누구 수민이 셰프님이 있습니다. 오늘 제빵 왕 아, 제빵왕 제빵왕 김수민이 제빵왕 김수민이랑 그 셰프님이 있어. 호칭 똑바로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제빵왕 김수민. 그래야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어. 기름 가자. 기름 먼저 한번 두르자. 조금 조금 진짜 조금 조금. 이제 살짝 해서. 아 용보가 천사의 손에서 나온 음식은 다 짱맛 꿀맛이야. 용기는 네. 천사잖아. 감사하오.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휴지가 어, 있어요. 휴지. 살짝 씻고 어, 휴지 휴지. 이랬다. 이렇게 약간 엉망진창이 재밌는 것 같아. 음, 엉망진창. 엉망, 엉망진창. 어디에 뭐 빙글빙글 돌아서. 예,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잘할 거야. 걱정 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어, 이렇게 하면 돼. 그치? 아, 이거, 그치? 이것도 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되지. 오케이 그치 근데 그치 그치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켜고 오케이 아 이제 프라이팬을 좀 달굴게요 새로운 불판 위에 <laughs> 새로운 불판 위에 새로운 불판 위에. 방금 타령 같았어 새로운 불판 위에 팬케이크 달고 팬케이크 달고 예 이것도 있잖아 방법을 터득한 용구. 아, 아 맞네 그게 있네. 승모도 보기도 잘하고 있어. 야, 네. 최근에 누가 이걸 샀냐? 나. 어. 써대 응. 그거 우리 엄마가 사주셨어. 아 진짜. 오, 어, 어, 감사합니다. 현진 어머님 잘생겨. 이. 오케이. 야 가위 필요해. 음. 자 용복 셰프님. 뭔가 느낌이 좋아 느낌표 느낌표. 좋아 잘 되고 있어 아 근데 댓글 중에 방금 기름 붓고 하는 거 아니라는 댓글을 봤는데 아 기름 붓고 실신작으로 쓱쓱 닦아내면 된대 오케이 오케이 이게 댓글 중에 맞는 댓글 있고 아닌 댓글이 있어 어. <laughs> 잘 골라서 봐야 돼 누구의 어. 말을 믿어야 하는가 자 이제 이걸 부어볼까요? 제가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네. 약한 불로 달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불더 약하게 한 제빵 제빵 김승민 더좀더좀더 야야야 Oh, that's alright. Nice, nice, nice, yeah, nice, nice, very nice. Yo, 제빵왕 김승민. Nice, yes. nice, very nice. Oh, very nice, nice, nice. Oh, very nice. 아주 nice. 오케이. 자, 이 정도면 아주 얼마 전에 어, 그 버터 넣으면 빨리... 더 맛있대요. 아, 맞아요. 버터가 있나요, 저희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방금 있어요. 엄마가 주신 제가 아. 없으면 제가 금방 사오겠습니다. 방금 오늘 엄마 아빠가 다녀오셨거든요. 오. 어, 이제 모든 것들을 어, 좋은 타이밍이에요. 충전해 주시려고. 아니 아직 하나 어, 아직 어한 새벽 4시쯤 와도 될것 같아. New butter. 자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예쁘다. 완벽하게 프라이팬 위에 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이 반죽을 네 반죽 <laughs> 네 반죽을 올렸습니다 자, 최대한 가까이 놓고 아, 지금 얼굴이 안 나오잖아 오케이 이 정도로 해놓고 어 필러스 그 섹스 이거 이거 이거 신, 신섰지? 어 아직 아직 아직 어 그 신... 어, 신서야 돼 셀카 모드로 이거를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버터를 넣을 거예요 근데 버터를 빨리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벌써 빵이 어 어, 안 돼. 거품이 올라가고 있어요. 잠깐 이걸 다시 어, 오케이. 거품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버터를 빨리 한 번 넣어야 돼요. 버터 어떡하죠? 죄송하죠. 원래 버 팬케이크 만드는 거 없어. 예. 이미 버터를 넣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늦어버렸어. 나잘 모르겠어. 아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그 어, 올려. 그냥 버터를 마지막에 그냥 올리자. 근데 이거 어떻게 잘라? 그냥 칼로. 칼로. 그냥 칼로. 돌고래 오케이 오 빵빵 얼어있구나 냉장수거리에 황인진이 끼면 더 망한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 버터를 도마로 사용하고 있어요 좋아요 어? 자 근데 이거 이거 뒤집어야 되나? 곧 뒤집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곧다 되고 있는 것 같아. 오, 야 지금 공공만 있어. 그러게. 공공지 공공지. 공공스 공공. 지 언제 다시 모이났는데 모였구만. 하나. 어 됐나? 나와. 나와. 나와. 됐다. 어 됐다. 어, 네, 젓가락으로 그만. 아, 오케이. 버터.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버터 짱 두꺼워. 투마치 <laughs> 버터야. 아,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자, 너가 잡아서 돌려. 뒤집어, 뒤집어. 아, 내가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이렇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제 용구가 어, 다음 거 하자. 아, 오늘 팬케이크야? 아니, 아 잠깐만. 이거 된덜덜된 거 같기도 하고. 아, 그냥 팬케이크. 버블이 아, 많 좋아. 어? 야 영보가 이건 된 것 같아 간다 하나 둘셋 아! 잡았어 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수플레가 아니었어요? 그거 버터 반만 아 수플레가 있었는데요 아니, 없, 없었습니다 수플레 아니고 <laughs> 수플레가 있었는데요 네. 없었습니다 수플레가 <laughs> 아 수플레 수가 사라졌어 네. 아, 수플레보다 수플레가 네 30분 30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 자, 자, 자, 자. 자, 이거 다음 아, 이거는 오. 아직 있지 않은 거예요. 저 익힌 것 같은데. 제빵왕이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제빵왕 김수민 <laughs> 오케이. 김댕댕. 오케이. 고. 제빵왕 댕댕.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이 맛있게 자른 버터를 먹습니다. <laughs> 버터 버터 그냥 올려줍니다 살찌겠다 여러분 자 버터를 그냥 올려줍니다 이러면 알아서 녹을 거예요 오와 저거랑 누텔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아주 두꺼워요 버터가 야 집에 누텔오 누텔라 있다 야야 버터 반만 넣자 나 지금 투머치 버터라고 조금 야 근데 버터 이거 넌 올리는 거 맞아 지금? 왜라고 하시는데 잠시만 야 저거 두부 아니야? <laughs> 야, 야 버터, 투, 버, 투머치 버터래 넣었다 빼자 오케이 아, 조금 녹으면 빼 버터를 넣었는데요. 지금 버터에 대한 댓글들이 넘쳐나 보이거든. 네, 내가 죄송합니 죄인이 된 것 같아. 네. 안 돼, 안 돼, 안 돼, 버터, 침몰. 근데 내가 내가 버터 넣었어. 오, 미안 오, 미안 스테이 미안. 안돼 안돼 안돼. 어,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버터. 를 빼야 돼요. 어, 버터, 버터. 스테이 미안. 여기 여기도 지 <laughs> 댓글이 버터로 꽉 찼거든. 스테이 미안. 안돼 안돼. 옆에 꽃, 옆에 예, 꽃도 빼놨어. 오 미끄러 미끄러. 버터가 메인 같대. 이럴 수가. 버터가 메인이고 팬케이크 나중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데 스테이가? 어, 아, 근데 하고 아, 싶. 근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 해서 아 근데 이게 이 댓글이 하- 진짜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거야. 아, 네. 아, 스테이도 그냥 진짜 포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보다가 포기한 거예요. 얘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안 버터 미안. 근데 이거 저 정도면 버터 어, 야, 먹는. 근데 밑에가 탔는데? 저 정도면 뭐야? 왜? 왜탄 거야? 왜 탄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탔지? 이렇게 좋은 날에 <laughs> 야왜 탄 거야? 왜 탔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케이크가 <laughs>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laughs> 야 탔어 이것도. 어떡하냐? 여러분. 야. 아. 야 팬케이크 탔어? 야, 야, 잠시만. 야 잠깐만. 아, 아내가 아내가 있. 한가 일한다. 그거 뭐지? 저거. 아내가 있겠네. 잠시만. 잠시만요. 손만 좀 출연할게요. 어. 어 근데 세장만 해야 스트릿킷에 타 한번 듣고 가실게요. <laughs> 네 여러분 팬케이크가 있었는데 팬케이크가 있었는데요. 네, 없었습니다. 걱정 버려. 아. 너무 이래. 움츠려있던 야 근데 이거는 댕냥스쿨 사상 네. 최대 사태야 와우 와 아니 시식해볼 그것도 없어 아 물쩍거리 두 어디도 왔다 갔다 이거 다 상관 아니 어떡하냐 잠깐만 <laughs> 아니 이제 음식을 보여줄 필요도 없어서 그냥 얼굴만 보여줄게요 여러분 나나나나나나 아야 이거 진짜 근데 꿀잼이다 이거 다시 하자 오! 아, <laughs> 아 어떡해 알았어 얘 예. 예, 이거라도 맛있게 한번 올릴까? 불 살까? 아 불? 더 올려? 네 우리 조금 더 덜 <laughs>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꺼냈었어 <laughs> 이거 이거 바보야 그건 희망적인 거를 표현하면 안 돼요 사진 어. 좀더 힘 나는 곡을 메이저 메 신나는 걸로 하자 페이스메이커 할게요 어, 야 그냥 하던 대로 바, 만들어 만들어 와 야, 내가 그거 안탄 부분만 먹어볼래. 아니, 아이고. 뭐, 어, 그거 안, 타, 안 타지 않았어? 저기는? 탄 건가? 아, 뒤는 탔네. 하트! 어, 이구도가 아닌데. 아, 이거, 어, 안탄 거. 그야, 내가 지금 버터를 먹고 있는 건지, 케이를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야, 근데 너무 맛있어. 안탄 부분 맛있어? 맛있어. 안탄 부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러면 아, 댕양수를 성공한 겁니다. <laughs> 맛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예. 네.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진짜 성공한 거야? 아니, 저 <laughs> 미안, 이 그 마음의 아. 미안을 얻는 거. 에이, 아, 이걸 더 맛있게. 아, 다시 스테이 중계 들어갑니다. 다시 하나 더 만듭니다. 이 이거 밑에 하고 있지 않겠지? 어.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뒤집었더라? 아니, 너가 한번 올리고, 어. 그 다음에 내가. 젓가락 보겠어. 아 아니 아니 아니 부인 너무 약한가? 응원합니다 아 여러분 얘들아 이번엔 성공 각이야 각이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뭐 아, 바닥에 뭐 발라, 발랐어? 네. 영보이가 어, 어, 버터 바르던데 어, 예. 어, 아, 그럼 이제 안 되겠다. 솔직히 저 정도면 진짜 잘 만든 거야. 음. 아, 여러분. 버터를 굽기 전에 용복이가 둘렀어요. 그러니까 댓글 중에 버터를 먼저 두르고 하면 맛있다는 글이 있는데 yep. 우리 용복, 용복 셰프님이 용, 어, 용 셰프. 우리 용복 셰프님 제빵왕 김... 어... 뭐지? 김승민 네. 너네 이름도 까먹었네 아 김... 아 그게 아니고 김탁구가 그랬어 <laughs> 너네 너네 이름도 까먹었네 아니야 내가 너 이름을 어. 어떻게 까먹겠니 그냥 수박 먹고 잘해요 스테이 그럴까요? 그럴까요? 전 좋은데요? <laughs> 하지만 우리 저희는 계속 성공해. 확인해. 야. 아, 아, 아. 다시, <laughs> 여러분 이게 뽀블이 너 의심하고 또 의심해. 우리 애들에게 힘을 주세요. 어, 야, 이거 뭐 네. 탔어? 어, 밑에 좀 이,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뒤집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밑에가 네, 이런 네, 거 네, 그런데. 익히고 있어. 짜글짜글한 기포가 올라오면 야, 불을 일단 좀 줄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불 최대한 최대한 낮게 했어. 더 줄였어. 헐. 짜글짜글한 기포가 올라오면은 슬럼프. 에이. 네. <laughs> 에이. 야. <laughs> 어디가 이게 우리 노래 중에 되게 암 노래가 많네 아, 진짜 우리한테 진짜 잘 맞다 야, 앞으로 스피드 노래를 많이 듣자 알았어 알았어 나 진짜 야 희망적인 거 내가 너네가 어? 너네가 원하는 어, 그거 있어 그거 그거 그거 뭐 있어? 나 하나 있어 아. 야 정. 이거 이거 이거 들어야지 이거 할까? 어 이, 이게 신나는 노래면 이거지 예상 어. 할수 있다 이게 무슨 노래지? 아, 신해철 선배. 신해철 선배. 학교에서 많이 듣던 건데. 다음은 이거? 성공과 희망을 내야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뒤에서라도 치어리딩을 줄게 에이 후! 후! 예, 고양은 어차피 뒤집어가 있으니까 그냥 먼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래가 없으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쉬어한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팬케이크가 9%요 그 옛날에 했던 거랑 다른 게 중간 댓글 확인 너네 저번에 숟가락으로 뒤집었다는데 그랬나? 숟가락으로 뒤집었다고? 네 뒤집고 나서도 기름을 둘러야 되는데요 이런 기름? 네 뒤집기 전에도 기름 근데 내가 봤을 때 호라이팬 굳이 이거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뒤집기 너무 힘들지 않아? 저번에 이게 숟가락으로 뒤집었다고 걱정했니 No no no no no no 그런 거지 오래되다 처음인 것들이 불타네 아 이건 진짜 내 입에 반지 시켜 이런 거 되고 있다 와 딱 네, 맛있게 버섯 조금 올릴까? 조금? 어, 그럴까? 응. 음. 뭐였지? 아 잘라서? 너무 열심히 한다 할 수 있어 너에게 어 네. 이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야겠어 그래 네. 네. 아니 이거 셀카모드 너무 힘든데? 나 지금 잘 찍고 있니? 아, 아 너너. 응? 아, 어, 잘 나오고 있어. 이렇게 버튼 예, 예, 빼자. 예, 우 탈것 같은데. 버튼. 어, 야, 잠깐만. 이것도 밑에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안돼 안돼 아니지? 어, 아니다 아니다. 타는 냄새 나는데? 안타타타. 우리 그럼 딱 20초만 더 데피고 부를까? 아니, 될 거를 먼저 해야 돼. 됐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신경 고백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모르겠다 이게 뭐야? 블루베리 먹는 도대체 뭐지? 타고 있다 음. 아니 안 타고 있어 안 타고 있어 불 끌까 이제? 아 이제 잠깐만 어 거의 다 내고 있다 아 첨단 기술이에요 블루베리를 이렇게 물로 씻고 있는데 밑에 물이 저절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야. 21세기의 좋은 점이지 대단한데? 야 우리 세개 팬케이크 세 개를 그냥 스택 할까? 파워처럼? 어 그래 그것도 좋은 그럴까? 생각이야 그러 그러니까 맛있게 그래? 어... 좋아 맛있는 것처럼 보이네 다돼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랬을 불 껐어? 아직 어 꺼야 될것 그래서 오케이 네, 그랬을 이거 이거 내 아, 거를 네. 지난번에 팬시한 아주 팬시한 자, 이제 말이. 아무 네. 걱정하지 말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아어 좋아, 괜찮은 것 같아. 어, 맞아? 땡. 모양이 정말 처참하네. 귀여워. 귀엽지? 네, 이제 젓가락 넣어줘. 어, 승민. 어, 이거 완전 잘 만들었다. 예스. 그다음에 안돼 <laughs> 안돼 아 아까 그거나탄 것도. 어. 네, 탄걸 빼줘. 그다음에 와야 마지막 게 제일 예쁜 면 예스. 됐어. 밑에 건 안 보여. 그다음에 이거 빅맥처럼. 빅맥이요? 아 야야. 빅맥이 빅맥.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네 완성한 아, 이- 아 아직 대구가 남았죠? 네. 어! 승민 you made a mess. 네, 블루베리가 물을 뿜네요. 화났어 화났어. 이게 타는 부분만 빼자. 네. 이거 그리고 그 뭐야 그 뭐야 시럽으로 가리면 오케이 이 어, 블루베리 완 하고 마지막에 시럽을 뿌리자. 아예 좋아요. 블루베리 그러면 야미 야미 야미 야미 야미 귀엽게 아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눈을 세게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눈이 좀 더 위에 있어야겠네요 어 이걸 이걸 보고나 하는 거 너무 귀엽다 야. 너무 귀엽다 이게 생긴 게 웃는 모양을 상상했는데 약간 <laughs> 이렇게 보여줘야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귀엽네 귀엽네 야야 그 시럽 그 다음에 어, 휘핑 시럽은 용복이가 마무리를 하자 오케이. 아! 긴급 탈출! 재빨리 찍어주시는 긴급 탈출! 자. 너가 그 우리 휘핑크림 있는데 너가 피니싱 터치 할래? 어 아니야 용보가 너가 마무리를 해주라 내가? 쉣 이게 우리 탕! 탕! 탕! 아 됐어 자 모든 그냥 집으로 음, 무슨 모양으로 부를까? Yeah, let's go. 어, 아내가 아 아내랑 떴나? 아, made a mess. 어, 씨. 어, <laughs> 예. 아, 나, 나 진짜 너배 아파 이거. 어, 아니 이거 아니 걔 이거 어, 개그 프로그램이냐고. 나 진짜 너무 웃겨 어떡해? 아, 이거 마지막에 피핑 크림도 뿌려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어, 재밌는 거였어 이 프로그램? 네, 이게 made a mess. 요리를 하는 것도 요리를 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스테이에게 많은 웃음을 전사해. 어. 아 너무 재밌어요. 스테이 많은 웃음. 아니 항상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어. 마음이 되게 웅장하다. 항상 마지막이 그래요. 오늘은 그나마 나은 편이야. 아 그래? 음. 아 진짜? 그래. 야나 다나 다음에 초대해 줘. 너네 너네 너네 너무 꿀잼이야. 그 대신 너가 다 해줘. 난, 우리가 난, 망하면 너가 다 해줘. 난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할래. 오, 어, 예. 오케이. 어, 예. 오케이. 오케이. 좋은 모양. 오 야. 이쁜데 이렇게 보니까? 뭐야 나쁘지 않아 휘핑크림으로 코를 만들어줄까? <laughs> 야 누르는 거마스 아, 반대 반대 아 이메일에 와우 네. <laughs> 너 진짜 대박이다 아니 왜 이메일 아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어 아니 눌, 눌러야지 <laughs> 야 뭔가 아니 피노키오예요? 아니 뭐 아니 뭔가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아 콧물이 뭔가 흘리는 아, 느낌이다. 아, 이거 너가 해. 나 나. 근데 미안한 애초에 얼굴 같지가 않다 이거. 야야 머리 그릴래? 야 머리. 야 머리 그려 머리. 흰 머리야. 어? 오. 오. 어? 나쁘지 않아. 왜, 어, 왜. 야 머리 길이가 황윤진이야. 오 예. 야. 약간. 오 예. 오 약간 베토벤 느낌. 오야 멋있는데? 귀야? 아니 머리야 이거. 머리. 오오 괜찮아. 오야. 야, 야, 머리 흘러내리고 있어 지금 머리가 좀 높긴 하네 야 수염도 그리자 탈색 많이 했나 보다 그래 아. <laughs> 어 약간 그거 그, 이거 그거 아니야? KF 땡 아. 할아버지 아, 그치? 자 이거 귀여운데? 여러분 아, 생각보다 귀여워 이제 만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까? 아 음식 사진을 한번 마지막으로 아, 찍고 그 다음에 그 네, 핸드폰으로 어. 우선 간단하게 찍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사진 찍고 다음에 야 너네 너무 귀엽다 그니까 그림자 아 그림자 그러니까. 나 너네 입덕할래 진짜 너무 귀엽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셋 음,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아주 오. 그럴싸한 각도로 찍어보려 했지만 <laughs> 작품이 <laughs> 아. 어. 어. 장현이. 그, 야, 그거 너무 무섭지 않냐? 무서워. 어, 그림자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예. 핸드폰? 그대여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니 나 반대쪽에서도 나한테 켜줄까? 어, 땡큐 땡큐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멋진 빛을 하사해주지 팬케이크 한 와, 씨. 팬케이크를 어. 위해서 이렇게 괜찮아. 조명까지 하나 어, 더 생겼어 무려 네 분께서 아니 <laughs> 다섯 다섯 분 다섯 분 조금 더 맛있는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네, 자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도 먹을래요 네, 네 시식자분들이 어. 계시고 너희는 안 먹어? 원래 아, 우리 먼저 드리고 이제 아, 이거 뭐야? 바닐라 시럽 같은 거. 아, o 어, is that vanilla syrup? 칼로 잘라 먹나? 음, 칼로 음. 그냥, 아니 우리 아니 우리 포크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자. 우리 포크가 없어. 그냥 자 먼저 시식 하실. 너네 먼저 먹어봐. 나 궁금해 너네 반응. 너네가 나 댓글 읽고 있을래. 나 보통 칼이랑 포크로 생각해. 바닐라 있어. 블루베리도 같이 먹어. 어. 맛 표현해 주세요. 갑니다. 음. 음 괜찮은데? 자 하나 먹어볼래? 어 먹어도 돼? 굉장히 부드러워. 아니, 진짜 장난 아닌데 진 부드러워. 정말 진짜 그래도 우리 친구랑. 네? 네, 그 우린 친구니까 아, 그래도 야, 블루베리 친구니까 영원해 <laughs> 얼굴은 절대 보여주는 게 다른 강한 의지 자 다음은 현진 뭘 음, 현진? 하트 1억 됐어 예 저희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참 어, 재밌었죠? 열 만든 보람이 야! 어, 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마, 맛있긴 해 아니 맛있어 아니 맛있어 자 블루베리 맛있다니까 아 진짜 맛있어요 알았어. <laughs> 어, 어, 알았어. 보내줘. 보내줘. 열심히 카메라를 보내줘. 보내줘. 야, 너도 맛있지. 나도 맛있어. 드신 사람. 야, 진짜 맛있네. 나 괜찮지? 진짜 부드러워. 아 근데 야, 어때요? 어때요? 육수야. 맛있 진짜 맛있어. 근데. 그래? 맛있지. 맛 맛있, 야,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내가 봤을 때 이게 머랭 친게 효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비주얼은 항상 맛있네. 맛있어. 아니 비주얼은 괜찮았어. 아, 근데 나나 야 수블루 팬케이크보다 맛있는 것 같아. 음. 어, 진짜로? 어. 아 수블루 팬케이크 만들긴 했었어? 아니 나 안 먹어보긴 했어. 아 장난이고. <laughs> 아 수블루 팬케이크 먹어봐. 근데 근데 이게 이게 좀 더 맛은 딱 중간 중간이야. 어 이게 아 진짜 어떻게 봤을 땐 그냥 아주 부드러운 팬케이크야. 맛있어. 굉장히 부드러워. 아 근데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먹을래? 아 스테이크 한입 음. 아, 귀엽다 옆에서 보니까 다 먹었다 사진 찍어놔야겠다 옆에서 보니까 귀엽다 야 이거 치 아, 맛있죠 야맛있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네. 아주 맛있었어 자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laughs> 댓글을 한번 읽고 한번 우리 슬슬 마무리 해보자 시간입 좋아요 스테이커 왜다 먹고 사진 찍? 아 이게 옆모습이 그 귀여워가지고 블루베리 올라가 있는 게 어... 스테이커는 내꺼 어. 드실 사람 어? 안 먹을 사람 있어 나 먹어도 돼? 그 모자 앞에 계란 계란 <laughs> 야 맛있지 맛있지 아, 야 맛있지 맛있지 안돼 아, 난 진짜 솔직해서 맛있어. 어. 자, 비핑 크림. 필요 없어? 아, 맞다, 이거. 아, 네, 네. 아 음, 잘 먹네. 맛있죠? 어우, 진짜. 야, 오늘의 생양스쿨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어. 아, 이렇게 장식합시다. 우리 둘이 이 빈 플레이트를 들고 캡처 타임을 하는 거야. <laughs> 결과물. 먹고 먹고 먹고 천천히 먹어 해서 됐어 오케이 오늘도 성공 <laughs> 오케이 어... 어 근데 진짜 다 비웠습니다 아니야 아 근데 아 고생했다 진짜 야 수플레이 맛있다. 수플레이 케이크보단 수플래시였는데 근데 괜찮고 네. 맛있었어. 어, 아. 굉장히 맛있었고. 네, 이렇게 다들 맛있다고 해주니까 네, 만든 보람이 굉장히 있네요. 굉장히. 아, 어땠어? 괜 솔직히 그냥 제일 많이 난 팬케이크 중에서 제일 부드러웠어. 오. 진짜. 완전 부들부 최고의 평가. 맞죠,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그 맛있어. 오늘 한이는?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네, 한이 살짝, 약간 한이 스타일이잖아. 약간 한이 초코케이크. 스타일. 살짝 비주얼이 조금 나도 생각했던 괜찮아. 거보다 달라서 아, 약간 걱정을 네가 많이 생각한 거랑 했는데 나 생각했던 그래도 생각보다 맛있게 먹었어. 어, 생각 아 이게 비주얼도 괜찮았었고 수플레는 아니지만 근데 맛있었어요. 자, 막 어, 이제 달지도 않았어. 나 저거 저는- 아침에 아, 모닝커피랑 저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네. 최고지. 어. 달달한 케이크와 아, 너, 너 거의 야, 설거지 얘기하자. 저도요? 아니야, 설거지 마무리는 아 그럼 한이도 합니까? 저도요? 아, 하고 싶어요? 아니 아, 네, 네, 네, 빼 빼자 빼자 다. 야 공공준 아니 아니야, 공 공공준데 뭐. 그래, <laughs> 그러니까 마지막 엔딩은 가위바로정자 <laughs> 표정 봐. 어. 네. 이거 한이 걸리면 레전드. 내가 이 순간에 레전드. <laughs> 내가 이 순간에 들어갔어야 되안 내면 진다. 안 내면 진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아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 번 더. 네, 뭐? 안 내면진다. 가위바위어 잘가. 잘 가요. 잘. 어? 이때 한번 이거 틀어줘야지. 야 승민아 고생했다. 음. 네, 자 그러면 우리 실패 마무리 마무리 빨리 해볼까요? 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즐거운 네, 댕양 스쿨이었고요. 네. 이렇게 멤버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굉장히 만든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또 어, 어, 언젠가 언젠가 찾아오다 네. 네. 언젠가. 저는 이만 설거지를 하고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상 저희의 어 팬케이크 수플레 팬케이크는 아니고 그냥 그냥 팬케이크. 그냥 그냥 팬케이크. 댕양 스쿨의 두 번째 팬케이크. 응. 와. 그렇죠. 고생했다 아, 진짜 나 아, 맛있었다 최고예요 네, 안녕 다음에 또 봬요 빈딩스쿨 최고 네, 다음에 또 그 있는지 봐요 여러분 다음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봬요 잘 네, 자요 네 봬요